됐다 이 w f 지금 비와서 조금씩 끊기는 것 같아 왠지 아안 찾는데 씨 아 뭐야 멈춰! 전풍이 15였습니까? 15였나? 본능적으로 조풍 썼다 오랜만에 봤는